이쁜 모습들 또 보네 요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네. 원래 은혜. 작은 애가 지거든 응애 응애 오늘 신문 볼 시간도 없습니다 저 발로 미는 거 맞췄나

아기가 아오가 굴복했어. 머리가 치다떨고 있어. 아. 어디서 이렇게 발꼬린내가 나? 몰라 난 없는데. 그러니까 안 나? 응. 음.